정과류 입에 낀것 같은데 약간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김무영 씨의 정갈 먹기 도전. 자, how much? 어, 그만큼 됐대. 다 먹어. 4천 원입니다. 한 번 먹어보세요. 자, 정갈. 아 잠깐만. 아 리얼하게 이거 보여주세요 한 번만. 정갈입니다. 이거 어떻게 먹어? 아, everything, everything. 아? Every? e t h i n g 전부 다 먹을 수 있대요 전부 다 먹을 수 있대요 아나 이런 거 못 먹는데 <laughs> 잠깐만요 like a d 무슨 맛이야 무슨 맛? 정확하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말 좀 해주세요. 약간 새우를 어. 바짝 익혀, 익힌 그 맛인데 뭐라고 해야 되지? 자 일단 빨리 먹어요. 새우깡 새우 이거 이거 다음 도전은 뭐냐면요. 악어 먹기입니다. 아, 악어 먹기. 아, 오늘의 컨셉은 여기 카오산 로드에서 먹을 수 있는 거 다 먹고 가기. 안 먹어보던 거. 자, 좋았습니다. 어, 어, 어, 어, 어. 스파이더. 아! 가자고. 여기 왜 왔어? 네가 유튜브 찍으러 왔잖아, 유튜버야. 빨리 해야 될 거 아니야. 나 이것도 너무 용기낸 거야. 이게 100만 뷰야, 이게 100만 뷰. 100만 뷰 각이야. 이런 거 해야지. 이런 거 해야지. 됐다, 이거. 다음에 악어. 악어. 월 소고기 있다. 소고기. 이거까지만 해. 이거까지 진짜. 아! 야, 라 소고기입니다 소고기 여러분 유튜버는 이런 해야 되죠 네? 항상 이상한 거 먹지도 않는 비 약해서 못 먹어요 이런 거나 비 약해서 이런 거 진짜 못 먹어 나 유튜버 다 됐네 이런 걸 해야지 많이 올라가지 진짜 먹을 수 있는 거야? 먹을 수 있으니까 팔지 뭐 먹을 수 없는 이거 왜 파냐 닭꼬치 같 생겼어 그래도 닭꼬치 닭꼬치야 닭꼬치 맛있어 사람다쳐다고 정갈이 입에 낀 것 같은데 약간 나 옛날 먹었어 호주에서 악어 피자 먹을만 했어 자 이따르기마스 뭐 먹을만 했어 아 이거는 뭐아 이거 이거 하나 들어 이거 먹자 먹자 안돼 표정이 왜 안 좋아 보이는데? 무서워요. 즐겁게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유튜버는 항상 모든 거 즐겁게 먹어야 돼. 네, 뭐 유튜버는 뭐다 해요 유튜브 때문에? 이따가는 거미 도전하겠습니다 거미 거미 먹는 거 도전하실 거죠? 아니요 거미 거미가 거미가 짱이야 그게 집박스 아니 정말 내가 이따가 아이스크림 맛있게 입가심 할거 사줄게 집까지 말고 사는 나도 지금 이거 먹는 거돈잘 쓰잖아. 협찬 또 누가 해주시 이런 걸 해야지. 아, 모두가. <laughs> 놀래서 겁나. 지금 정갈 소리 안 좋은 거 <laughs> 아. 아이고 왔습니다. 맛있다 닭꼬치 아 닭꼬치 닭꼬치 뻑 닭꼬치 그런 거다일뻑 닭꼬치 먹는데 닭꼬치 닭꼬치 닭꼬치라고 닭꼬치라고 닭꼬치 여기 보지 말고 저기 봐 닭꼬치 아 닭꼬치 닭꼬치 mind control mind control 중요해 닭꼬치야? 닭꼬치야 닭꼬치 맛있다 야 닭꼬치 하나 줘 빨리 빨리 아니 빨리 그냥 그냥 막 씹어야 돼 이거 어차피 다 먹어야 돼 어떤 맛이에요? 정말 닭꼬치 맛이죠? 약간 더 쫄깃한 닭꼬치 맛이네 어 그래 맛있네 순간순간 이 크로커다일을 생각할 때 아니 아니야 오는데 이거 빨리 먹고 거미 입가심으로 먹고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빨리 범이 저기 범이 먹으러 가야 돼 빨리 컷! 컷! 아! 그 아 이제 거미 먹으러 가자 거미 먹으러 거미 먹으러 <laughs> 거미 거미 거미 거미 What? No die? No, no die? No, no. Really? I eat, I eat. 아, 아, 이. 예. 자, 이거 찍어야 돼. 나도 찍어야 돼. 일로 오세요. 나 진짜 나 닭발도 안 먹는 사람이야. 얼굴을 같이 하겠습니다. 아! 너 원래 1초 눌러주잖아. 아 미치겠다 강하다 진짜 대한민국의 권한. 파이팅 넘친다 와. 어떤 맛이에요? 어떤 맛? 네? 어떤 맛? 고소해요. 고소해요? 좋네. 고소하면 좋지. 됐어. 100만 됐다 이거. 100만 됐다. 성공하겠어. 인정한다 이거. 근데 맛있나 보네 이거 좀. 맛있나 보네. 먹을만해? 세개 중에 뭐가 제일 맛있어? 이거 자 순위 순서. 세개 중에 어떤 게 범이? 범이 있었고요. 악어, 전갈까지. 그 중에 순위를 매겨보자면 어떤 게 잘 맞습니까? 어? 아 진짜? 고소한데? 고소해? 야미 리얼리 야미 야 이것으로 이제 아이스크림 사러, 사주러 갈게 맛있는 거 먹자 나 근데 뭔가 이걸 좀 비워 그 뭔가 마저 어, 깨끗하게 해야 될 것 같아 고!